they 저는 지금 그녀님 회사 근처에 그녀님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로컬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많이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많으면 금액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예전부터 제가 눈여겨받은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녀님과 같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here. Pika, bili kami nits. one. One. Ah, you can order one. Oh, that one, spicy. this one and this one. I want to one, one. 반찬 반찬 좋은데 밥을 만이 달라서 힘들게 먹요밥 밖에서 먹으면 간단하게 되게 간단하게 먹는 건데 되게 여기 싼 곳이거든요 먹어봤자 한명다 100페소도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정리 시켜봤어요 에어인데자 더운 나라에 여행하는 거니까 땀도 흘리고 괜찮은데 연기가 많다고 자꾸 불평불만이에요 어이가 없어 내가 시간 다 맞춰서 뭐지 술집은 로컬보다 비싸니까 여자친구 실 근처에 대학교 근처거든요 대학교 근처에 식당도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국식으로 삼겹살 즐겨보려고요 오따뜻말 I brought I, I, list. 생각나 있으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60대에서 1200원 1200원 자동으로 밥을 조여주니까 부담스럽네요.